응? 응? <laughs> 谁？谁呀？是不是有人？ 嗯？有人？ Huh? Hmm? You're... Don't, don't. 这智力，还找球呢？球呢？咦？ <laughs> 哎呦我的妈！ <laughs> 嗯？ 뭐지? 응? 음. 음, 음. 김동현 씨랑 我等死。 夜んえ 응? 응? 요래 얼 이걸 응? よ俺